여러분들 현재 와이번와이번을 예, 어그로 끄는 건데 어 지금 사 오와 데미지 미쳤다 이거 잠깐야 생각보다 너무 센데 데미지가 온다 네네 아 근데 저 마취 살이 없어요 저 있어요 저 있어요 마차 생각도 안 되고 이쪽으로 아야 이제 되는데 돌아 돌아서 딱 직선 방향이지 거기 뭐, 뭔 말인지 알겠지 네네 열어 열어 열려 있어요 넌넌넌넌넌 오케이 이대로 지나가서 닫기 들어온 거 맞아? 들어 갇힌 거 같은데요, 그냥 저기? 같은데 네, 이, 거면쌓 이거면 요 뭐야 어? 어? 잣됐다 괜찮아. 잣다와 다시 열었어요 내가 오로 끌어야 되는데 아 기다려봐 어 나한테 쏠린다 아, 요 앞에 기둥이 문제였구나. 와 319도 데미지가 미쳤어 저거 닫아요 닫아요 닫아요 닫아요 안 되나? 안 들어왔어, 얘가. 엄마, 일로 와. 어그로 끌어볼게 온다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어우 지대로 걸렸어 어 지대로 지대로 걸렸어 천천히 간다 천천히 오지 나한테 지금 천천히 네 어, 가까이 좀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좀더 가까이 <coughs> 들어왔어? 네 예! 제대로 했지 제대로 했지 제대로 했지 쌓여 쌓여 네네네 와 지린다 저거 갖고 싶다 진짜 어, 어, 어, 어 아퍼 조심하세요. 쟤, 쟤, 쟤가 브레스가 좀 사거리가 길어서 와 대박이다 실제로 보는, 건데 형마차사 있어요? 나? 없어 큰일 났네 만들고 그래 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니 뭐 하는 방법 알았을 테니까 구해오면 되긴 하는데 이거 얘, 얘 지금 뭐나 혹시? 형 잠시 아르신 좀 빌릴게요 나한 대만 쏜다 맞춰서 그러 잠시 아르신 좀 빌리겠습니다 와 이런 서 맞짱만 가져오시면 돼요. 저한테 돌아서 한 400개 있어요. 야, 조, 그, 그, 그 조심해야 돼. 털에 조심해, 털에. 진심 털에 조심해. 야, 쟤 진짜 실제로 보면 장난 아니다. 그치? <laughs> 야 게임이라고 믿기지 않거든 이게? <laughs> 개쩔어 이런 게임 어 왠지 도망가려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안 돌릴 것 같은데? 웬만하면 걔 마취가 금방 풀려서 우유 빨리 꺼내고 아니, 아니 몽둥이 한번 때, 때려봐 몽둥이로? 형 죽을걸요? 어 놀랬어 씨 어씨 개아파 개아파 개아파 안돼 안돼 내부도 착살날라 그래 이제 마체서 몇 개 나왔어? 모두? 저 100발이요 저놈이 내가 볼 때 그것 때문인 거 아닌가? 레벨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야? 레벨이 높아서 더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105야 105 저거 배0야1 0오오야 확실히 간지긴 하다 어, 야 어디가? 아야 어제 문안 뚫려 문 안 뚫려 걱정마 우리 집 방향은 아, 뚫리는 뚫리는 데가 없어 있어 nice nice.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그대로 슬래시야 멍둥이 멍둥이질하고 계세요? 어어 어? 우유 꺼내세요 우유 기다렸어 기다렸어 우유 우유 우유 우유 다섯 개인데? 다섯 개. 네, 다섯 개야, 다섯 개. 누 누가 꺼냈어? 누가 꺼냈어? 제가 꺼냈어요, 제가. 야 근데 나 근데 문제 꼈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꼈어? 어떻게? 완전 꼈어. 네, 빨리 죽세요. 어? 죽여 그냥? 걔 죽여야 돼요. 아, 알겠어, 알겠어. 죽일게, 죽일게. 아. 어? What? What? 어? 뭐야? 어떻게 거야? 터렛에 죽으신 건가? 와이번도 같이 아 뭐냐 아르진도 같이 죽었는데요? 저기요 보모보모 <laughs> 저- 내 저한테- 주지 말아줘 저한테 큰일 났네 이거 뭐야 하나, 하나 만들어줘야 돼? 553 정확하게- 시간 30분이네요 정확하게 그 속도 553 오케이?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와이번 드릴게요. 130. 난 눈물 날 것 같아.